마나이니 피규어는 기본 세상의 모든 것을 덕질한다는 각오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. 국내 유일 덕후 버라이어티 고다쿠 확장판 입덕할 준비 되셨나요? 잘하는데? 자, 요즘 덕후의 개념이 워낙 넓어져서요. 한 가지에 깊이 빠져진 사람을 덕후라고 하잖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덕질을 많이 하는 편인데 최근에는 러블리즈 덕질을 하고 있습니다. 오, 아, 감사합니다. 얘 이뻐? 쟤 이뻐? 아, 죄송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 그럼 예인야첫 주제는 뭐죠? 첫 주제는 바로 마블과 DC 코믹스입니다 와우.